준비, 자. 준비됐지? 준비됐죠? 하나, 둘, 셋. 꿍꿍깍 내가 안 한다 했잖아. <laughs> 우리 팬 여러분들인 핸드와 저 홍은기가 함께 꾸며가는 코너입니다. 이름하여 아라TV 팬사를 부탁해! 일단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이 댓글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고르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제가 찝어서 그분을 이렇게 해볼게요 체리님, 은기 오빠는 몇 개 국어에? 일단 최소 4개 1. 한국어 2. 귀여워 3. 멋있어 4. 잘생겼어 체리가 어떻게 생겼죠? 아, 두 개. 네, 다 적었습니다. 짠. 어디? 여기? 네. 이렇게 그렸어요 자, 이 다음 거는 제가 네. 그 퀴즈를 하나 내서 그 네.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 네. 그 드릴까 봐요 홍은기 이름 삼행시입니다 홍은기 홍 홍은기 은 은기 기 기러기 그놈의 기러기는 요새 <laughs> 며칠 전부터 꽂혀가지고 기러기 홍 홍은기가 은 은근히 기 기어 올라요 요새 <laughs> 자 한번 골라볼까요? 경기 씨? 일단 가장 처음으로 네. 올라오신 <laughs> 분입니다 은뀨님입니다 네. 홍, 은기야, 은, 은기, 기, 기러기 탈락 아니 네네네. 네, 네. 일단 그 제일 처음으로 올라오신 아, 분에게 오케이, 드리기로 오케이. 했으니까 네네네. 네, 제 픽을 하나 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네, 형 픽을 하나 은뀨님 홍은기 은 은기야 기 기러기 누구죠? 의기님, 의기. 아, 의기님? 네, 의기님. 의기님이 약간 기러기 시리즈 2로 해주셨는데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럼 퀴즈를 하나 더 드릴게요. 이것도 가장 먼저 올라오는 분에게 아, 오케이, 드리도록 오케이, 오케이, 하겠습니다. 은기의 솔로 데뷔일은?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? 와, <laughs> 아, 다 틀려. 은기의 솔로 데뷔일은? 솔로 데뷔일! 야, k t 전화해봐야 되는데. <laughs> 어, 네. 은별님. 노맹. 2019년 7월 19일. 19일. 맞습니다. 우리 우리 팬덤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. 그니까 신기하왜 형만 몰라? <clears throat> 자 다음 퀴즈 가주세요. 다음 퀴즈? 네. 그 이분 나 왜? 김원엽 님의 생일은 언제일까요? 다 다 아시지 않나? 아실 분들은 아셔. 그치. 어, 다 진짜. 아실 텐데. 갑자기 오 정답. 어 힐링둥이님 정답입니다. 대박이다. 그 어떻게 아시냐면 저랑 생일이 똑같아요. 맞아요. 네. 힐링둥이 축하드립니다. 비눗방울 이런 거 없나? <laughs> 됐다. 자 이게 좀 샷 잡을 때 제가 좀 빠져 있을게요. 왜요? 캡처들을 하셔야 되니까. 그 다음 퀴즈입니다. 오늘 은기가 어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? 해봐 해봐 해봐 할 수 있어. 오늘 은기가 아침에 들은 노래는? 그거를 누가 맞춰 근데? 내가 그랬잖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해봐 해봐 해봐 할 수 있어 숨! 땡! 땡! 저희는 숨을 듣지 않습니다 숨 무슨 땡? 소리예요 나만 안 듣나 봐? 숨 방금도 들었잖아 자 힌트입니다 윤하 선배님 노래입니다 정답 정답 비밀번호 486 땡 정답 어! 정답 먹고요. 나왔어요. 아야. 아, 아. 아야. 아, 야 아야. 아, 야야? 아, 안 돼?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아, 아, 아, 아. <laughs> 아님. 박수. 마지막 한 장 남았네요. 어, 네, 마지막이네요, 진짜. 네, 이거 벗어주세요, 이제. 제가 가장 잘하는 애교는 한번 애교 부려보세요. 제가 네. 여기서 네. <laughs> 지금 네. 아까 이것도 꼈는데 <laughs> 이게 내 최고의 애교인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만 껴줘요 내가? 네 <laughs> 제가 예전에 되게 많이 했던 애교가 있어요 네 글자입니다 어? 왜? 아, 은별님이 또 맞추셨어요 <laughs> 뭔데? 은별님 있으니까 그니까 저희 뾰뾰 왕자님께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애교 한 보여주세요 꾸꾸 까까 이렇게 네. 오늘의 랜선 팬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여해주신 우리 핸드 여러분 굉장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